일본어로 와이고자이마스입니다 아직 1 2시간 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셀카를 찍어야 됩 네, 그때 제가 뮤뱅에서 알려드렸죠. 여기 빛 바로 네, 밑에서 딱 서서 딱 한 바퀴 이렇게 쫙 돌아보는 거예요. 음, 여기 여기다 최대한 예쁜 표정으로 하나 둘셋 이렇게 막 찍어보면 은 한장거릴 거예요 사실 도깨비를 보셨나요? 어제 제가 13화를 봤는데 이제 3화가 남았거든요 그거 끝나면 저 뭔 재미로 살아요 도깨비처럼 찍고 싶은 도깨비처럼 안 나와요 난 김미신이다 제가 지금 3장 건졌고요 진부한투지밖에안 나네. 이 동영상. 예쁘면 안녕? 난 잘 있어. 이따 봐. 한국 무사히 돌아갈게. 난잘 있어. 이따 봐. 한국 무사히 돌아갈게. 예쁘 안녕? 바로 트위터에 있어.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봐. 여러분 저희는 잘 있고요. 많이 보고 싶어요. 알죠?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알죠? 느껴지죠? 바다 건너서 그 마음이 느껴지죠? 사랑해요. 이프를 친히 여기, 는 장기부.